이것은 일강 해수욕장입니다. 일강 해수욕장. 양가쪽에는 텐트를 칠수있요 텐트 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쁜 카페도 생겼네요. 치유의 그림 고산 윤선도는 의학 지식이 있어 치료를 하기도 했다. 의학과 관련하여 최초로 실록에 나타난 시기는 1900, 1632년 이것은 치유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네요. 고향에 살을 때는 그지. 해가 조금 질 무렵에 오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 낭만에 대하여 제가 꼭 고신비 내리는 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푼 소리를 들어보고 이제가 그 세상이 15년 전통의 찐상 수제 진상 만두집입니다. 여기서 만두를 사서 맛을 보겠습니다. 차들이 여기 대놓고 많이 사서 가네요.